down 돈 벌어 돈 벌어 한대 안에 들어서는 돈 벌어 돈 벌어 더 버려 더 버려 너 같은 애들은 한대 맞아야지 정신을 차려 무시 무시 무시 무시 무시 무시 넌 푸시 무시 더 멀어 더 멀어 cash 너 같은 애들은 상대 못해 돈돈 벌어라 우리 아버지가 그 말해 더 많아 너는 잘 기억해서 돈 벌어 돈 벌어 난돈 벌어 돈 벌어 돈 벌어 넌돈 벌어 나처럼 랩을 잘해봐 yo 나보다 랩을 잘해봐 yo 이거 5만 줄게 왜냐 나보다 랩 못해 yeah 난 트랩이나 붐 다 신경 꺼에 뭔데 난이라 관심이 많아 아무것도 못하는 네 꼴을 봐라 야가시 너는 좀 부끄럽지 악마가 꿈에서 나온 햇빛 벌어버려 다 벌어 와있으면 돼 오른타지 다리 비추면 돼 랩핑은 난감으로 왜 아까워 너무 난감한 내 랩을 가끔이면 가만히 야구서 말해 네가 뭔데 모르면서 까불어대 네. 반백하는 놈들 사버려 핍박받아 넌 불쌍하게 헛소린 것만 해 불씨해 거짓말쟁이 말 불신해 Yeah, I got the P, motherfuckers. 있어도 왜 꼬진하는 듯해도 나만 안 좋아 Cause I got the full play crew 등 뒤에 백팩에 넣어도 될 만큼 작은 네 발톱 s 나도 백보이나 에서 s a b i 을 고를 때난 이카로 픽 오르지 나 그것만 pay offense 킹에 타격된 리더 그게 내 class 묻지 마조 까고 바로 네 센스 길거리에 길 널려있는 fans 학교 앞전단지에 붙여있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난 멀어도 뛰지 너네랑 다른 점이 밖을 나갈 때로 보이는 것다 수첩뿐이지 아니지 한 두둥말 프로그램 잠에서 폭 탐이야 오는 북백성은 안 들리 병 지는 부피하지 다 뚫고 손질하라지 암거리 래퍼들 무하나 다슬자 이좀 내가 내길 수 있지 한번 돈이나 벌어 좀 다른 신경에 빠져 있어 누가 봐도 음모라는 개구리 너는 개구린 곡을 내도 사람들이 바로 신도가 내도 랩을 해도 박수 걸으셔도 못하 이건 모든 너의 리서들은 알지 괜히 숨결을 하지마 병신아 그게 두추해 보여 빙신아 니 네 랩은 들으면 카푸사가 돼서 추워지지 빙하가 계속 녹는 것 같아 거의 뭐 불안주의 실력 아 유가 여기서 랩을 해도 그래도 너보단 잘했지 f a k e 말은 f a k e 니 이과 그다가 또 진짜가 많 진짜들은 다섯 가지 답을잊을거니까내 그러니까 말은 너는 fake고 이걸 설명하려면 난 어느 정도가 필요 불만 충만해서 되는 게 아니야 재능이 바탕이 돼야 I'm a rapper 이젠 더보다가 pickers 너와는 다르게 또 like my g u e t fucking baby 많은 어 말해 모임 너네 뭐 하는 거는 man 내겐 손 랩해 대거나 pay me 그냥 뱉어 내걸 oh tryna play me I 바닥에만 버스 랩이 난 감은 목에 necklace 너만 다르게 나는 계속 같이 brag And I wanna be the best In my team 난 got it fame yeah 난다 bird 어가지 19 도난 work in my home 그래도 난 사회적 그래 난 걸어 I rap it 내 motherfucker 난다 better 랩이던 트랩이던 난 뽑아내지 고퀄리티로 난 best Don't pay me 난 man 해난 got a paper 더블까지만 한 bad things bad bitch 래퍼 누가 되면 난 적게이지 maybe 난 올라 저기 higher 난다 baby yeah